이게 뭐야? 잠깐 아우, 왜 짜지? 네! 네! 어? Nope. 엄마 어? 먹고. 야 엄마는 딸꾹질해서 힘든데 너는 웃기니? 미국 묻었어 네. 네. 카메라를 포착했다 <laughs> 표정이 왜 표정이 왜 뾰루퉁해 엄마 딸꾹질 하느라 힘든데 너는 웃겨? 아 술래다 도망간다 야야 야.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해라 저기요 저기요. 어!